오늘 제가 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제 정인이가 일하는 곳으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눈 감아 어머 나 눈 뜬 줄 알았어 착시다 착시 나중에 동영상 확인해봐 인생에 위로가 필요할 때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있으니까 구독 좀 해. 샬롯 헌일성의 진원입니다. <clears throat> 아, 아, 아. 샬롯 헌일성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정인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아 정인이가 취업을 한 뒤로 거의 만날 수 있는 날이 없어가지고 올해 못 보고 주말에만 진짜 한두 시간씩 잠깐 보다가 오늘 제가 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제 정인이가 일하는 곳으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미리 좀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정인이랑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의 룩입니다 베이지 느낌으로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요즘 다시 옷을 좀 예쁘게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근처에 왔는데 정인이가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여름성격회 도와주러 왔던 지은이가 이 근처에 살거든요 오늘은 그 제 학교 동기 그래가지고 지은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볼 수 있냐고 공부 중이긴 한데 잠깐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은이 만나러 가고 있는데 버스가 20분이 남았네요 어 이럴 거면은 괜히 보자고 하긴 했는데 이미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쉽지 않네요 여기 뭐 이제 막 신도시 개발된 데인가 봐요 아 이렇게 집이 많은데 그런데 왜 내 집은 없을까요 여러분 아 내 팔자야 여러분 집이 있으면 또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저는 사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나의 집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버스랑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더 가면 된다고 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요 드디어 지은이를 만났고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 첫 끼인데요 얼굴 나올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한번 인사 좀해아 저는 오랜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배고프니까 원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안 갈고요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라도 와야지 잠깐만 전화 안 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먼 거를 지도로 내가 제대로 확인 못했더라면 마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확인 안 했거든 오면서 확인을 했어 지은 어, 좀만 쓰다 나한테 중고로 파는 거 어때? 한 20만 원에 20년 뒤에 팔아도 돼? 20년 <laughs> 뒤면 내가 가져가주면 좋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laughs> 그냥 버리는 거 지은 <laughs> 넌 그대로인데? 너왜 필터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저는 이제 지은이를 만났고 헤어졌고 이제 정인이 퇴근할 시간에 나가와서 정인이가 그 일하는 곳 근처 역으로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은이가 임용고시 지금 준비 중이어가지고 또 응원해줄 겸 갔다 왔는데 감동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뭐 뿌듯하네요 일단은 이제 또 정인이 만나러 가봐야죠 안녕 정인이 만났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오늘은 덜한 거야 그래? 덜 힘들 아, 거야? 아, 아니 덜 힘든 게 아니라 오늘은 화장이 덜 힘들어 덜 초췌한 거라고? 어덜 초췌한 거밥 먹으러 가나요? 뭐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일단 밥을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뭐 먹으러 가죠 그래서? 저희 너도 모르죠 여기 잘 나도 모르지 그치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데 들어갈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정합시다 한 판이야 안 내미진 거 가위보 가위바위보 늦게 냈어 아니야 봤어 다 잡, 담겼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치킨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반반 시킬 건데 순살로 garlic 하나랑 파이 반반 인가봐 어. 어머 나 눈뜬 줄 알았어 착시다 착시 나중에 동영상 확인해봐 왜? 오빠 눈을 공포 어, 뭐, 뭐, 영화 아니야? 아,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어 뜨거울 것 같은데? 음 음. 음. 아, 맛 아.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전에 와봤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크로플 먹으려고 했는데 비싸서 안 시켰어요 크로플 먹으러 저번에 먹었을 때 맛있었어 크로플이 원래 6,500원이었는데 7,500원 오른 거예요 너무 비싸 정이가 너무 비싸서 안 시키겠대요 아. 저기 백정희 씨 에? 네? 이제 와서 크로플 시키자고 하는 거 뭐예요? 아 시키자고 한 건 아니고 먹고 싶다고 시키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린티라떼 먹으니까 먹고 싶어 아 달달하게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앞으로 땡기는 거 사올게요 빨리 달라요 알겠어 아, 저희는 그 크로플 시키고 자리 옮겼어요 아니 말해줘 크로플 7,500원이 아, 니라 맞아 크로플 7,500원이 아니라 6,500원이더라고 여러분 갑자기 네, 면도 하고 그러네 네. 제가 그몇주 전에 레이저 받았거든요 수염 레이저 확실히 수염이 자국이 많이 사라졌어 월드비전 영상 봤어? 아니 못 봤지 아직 나한테 안보여줬 오빠 유튜브에? 유튜브 업로드 된 거니까 그 인스타그램에도 나 요새 인스타랑 유튜브 몰랐어 조회수가 니들아 서울 여자 같아 어 이거 나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너 지금 그 사람 같아 공판에다 혜리 누나 약간 닮은 거 같지? 야! 어 진짜요 아, 안경 쓰니까 더 싸나워졌는데 오히려? 약간 앙칼져 보여 특히 안경 쓰고 화장하면 좀더 그런 어 그러네 안경 쓰니까 확실히 앙칼져 보인다 라떼 한세요 인생에 위로가 필요할 때 라떼 한잔 어, 어.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laughs> 선생님 못본 사이는 많이 늙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젊게 사다가도 어. 직장 다니면 늙나 봐. 난 눈이 풀렸어. 완전히. 머리 하고 싶어 진짜. 무슨 헤어- 생각한 줄 알아 요새? 뭐. 앞머리 자르고 생각한 줄 알아. 헤어 디자이너님들 정인이 앞머리 좀 살려주세요. 네, 이러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고 다녀야겠어요, 정인이. 이러고 다녀야지. <laughs> 늙어서 이러고 다녀야 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 내가 먹여줄게 오늘 영상 찍고 있어 <laughs> 이슬이다고? 어. 먹어봐 맞아 이슬이네 오빠가 내 이빨을 교육국 지나갔어 네 이슬 그 똑같이 해준 거야 <laughs> 것 같아요 그렇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희가 진짜로 일 다니면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피곤해 한다는 게 보이시죠? 저희 요즘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좀 멀리까지 한번 와봤고요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늦게까지 또 놀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또 가서 할 일이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집에 가고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브이로그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정인이가 이제 또 머리하는 영상 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